뭐야? 와. 있어. 어? 어? 어? 오늘 여기서 진짜 살아나갈 수 있게 자 여러분들 도와주십시오 자 스타트 고 마이콜 빠진 자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소리요? 소리가 나 지금? 발자국 소리, 발자국 소리. 멍멍이 소리 말고 발자국 소리. 멍멍이 소리 빼고. 발자국 소리, 발자국 소리. 뭔 소리야? 뭔 소리야? 어, 씨발, 존나 무섭네. 씨발. 어, 아, 씨. 아, 정이을 내면 진짜 너이씨발 진짜 너나 진짜 나 방금 쌀 뻔했다 나 방금 진짜 솔직히 쌌다 어, 뭔 소리야 어이씨 방금 쌌다 쌌어 진짜 솔직히 말하고 해 와왜 뜨뜻한 그 천명섭네 포커스 오늘따라 이게 왜 그래? 아주 난리가 아니야. 포커스가 아주 내 아주 난리 댄스를 쳐불고만 진짜. 포획을 안 돼서 아, 제발, 어, 와, 정신 돌아올것 같다. 정신 돌아오는 것은 돌아오는 돌아오는 것은 뭐야? 뭐야? 가자 오늘따라 지금 포커스 아주 개 날려 지금. 不不不，求求 뭐야? 누구야? 누구야? 누구야? 누구야? 가보자. 누구야? 나와라. 누구야? 어, 어, 천장 뭐야? 뭐야, 천장. Oh, oh. 어, 어, 어, 왜 여기 여자 여자 뭐야 너 왜? 배가 왜 그래 너? 배 왜 그래? 어디로 가? 배가 왜 그래? 관씨, 사람이 죽게 되면 여기다가 보관을 해요. 어? 어? 뭐야? 보인다. 어? 어? 뒤에 누구야? 나와. 어. 어. Oh, 사람만 더 오도록 할게요. 침대 내가 노력할 만큼 할 수 있을 만큼 할게요. 뭔 소리야? 뭔 소리야? 향이 이상해. 굳이 기운이 안 느껴져. 도저 기운도 안 느껴지고. <clears throat> 들어가자 이런데 자또 모았다 모았다 누구야 어? 바로 뭐 오자마자 앞에 바로 뭐 오자마자 뭐야? 우와. 수강 그때 없었어요. 그래 찾아도 수강이 바로 앞에 있고 여러분들 향은 한번 피면은 절대 안 꺼져요. 절대 안 꺼진다고 향이. 그리고 부적은 재질이 부적 재질 자체 그 종이가 엄청 얇은 거예요. 엄청 꺼지기가 힘들어. 꺼지기, 꺼지기가 힘들어. 아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. 향은 한번 피면은 꺼지질 않아요. 그건 그대로 있어요. 어? 어? 어? video.